하나씨 오늘 여기 왜 왔어요? 오늘 저희 집 앞에 엄청난 분들이 다녀가신 햄버거집이 있는 거죠? 그래서 나왔지 그렇군요 뭐 드실 건가요? 네, 햄버거 집이니까 햄버거 <laughs> 약간 뭐가 이거 다이어트 햄버거 같은 느낌이야 아보카도 맛있, 맛있는 거 맛있어? 맛있을 것 같은데? 난 그거 먹을 건데 아보카도 먹어? 응응 응. 그럼 나는 어, BTS는 뭘 드셨죠? 직원분께 여쭤보는 걸로 있는 걸로 한번 먹어볼까 봐. 알겠습니다. 어, 밀크쉐이크도 먹어야지. 밀크쉐이크 좋아하시나 봐요. 좋아하죠. 달달한 거. 버거는 밀크쉐이크인가요? 버거에는 콜라지. <laughs> 알겠습니다. c h 아, 내년에 먹을 거야 음 우리 스타일대로 먹자 예쁜 척 하지 말고 하자 야 입혔어 맛 표현해 주시죠 아 고기 대박인데? 우리 고기부터 먹었어? 나 고기 뭔가 쪽이 지금 입에 들어왔는데 음 소고기 향 여러분 발골 소리 만신창 햄이거뭐 뭐, 뭐 어쩔 수 없어요? 진짜 시간 동안 뭐 어쩔 수 없어 그만큼 뭐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